no. <laughs> 진짜 어. <laughs> 무섭다 으, 으, 으, 으. 아따 따 이해라 제최이었던곳 들어갔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<laughs> 만져 건데 아빠 가 꿈꾸냈다 Thank you.